역시 거의 막바지인데 그래서 이제 도쿄 이사당 마무리하고 네, 전달을 받았잖아요 유고한테 그래서 이제 야히로노 히모로기를 여기 오시면 됩니다 안에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길을 열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카콕 채취로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고 어, 오벨리스크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제가 오칼파르 메타트론만 잡고 거길 뒤에 이벤트를 안 보고 올라왔잖아요 이걸 보면 이 대사가 아예 아니에요 어, 관통을 아예 얻은 상태면 이 대사 자체가 아예 생략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이제 그쪽 다크 엔딩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메타트론만 잡고 빠지는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합체로는 어쨌든 메타트론을 죽인 상태로 등록이 되어야지 합체로 이제 사교육관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치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통을 얻어서 대신 관통이 좋긴 하지만 이제 무조건 그 엔딩이니까 다크 카우스 엔딩이니까 이제 그걸 보기 싫은 거기 때문에 이제 오칼파에서 이제 그걸 자꾸 빠지는 이유가 있고 큰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번에 좀 스킬 좀 새로 달아주려고 한번 그랬던 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전에 오벨리스를 갔던 메인 터미널이 그 안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로 마루노치 마우노로치에 와서 하게 되고 이제 오빌리스크와 네 오, 어, 깜짝이야. 아, 이게, 아, 도움스톱기가 어떻게 된구나. 네. 이렇게 바꾼 거라. 아, 이거 어, 괜찮네. 어, 이거 맞네. 뭔데, 뭔데, 치료 있구나. 아 적중률 근데 꿀이다 근데 확실한 건 암야검 부동검 이런 게 기압 들어간 상태 이러면 데미지 좀 장난 아니지 근데 기압이 아 있네? 기압이? 아, 큐만 한데 이러면 근데 악마를 그냥 그냥 막타 소모였고 다 약해 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clears throat> 되게 들어간 다음에 그 아래 지하 4층인가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차가라중간상버스인데 저는 이제 그냥 갈게요 왜냐면 그 그게 전투 때만 쓸 수 있어갖고 예, 조금 이제 케바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시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도 어쨌든 하여튼 진행을 최우선으로 클리어를 최우선으로 경도로만 갈게요 있고 그 다음에 음, 뭐 마속이나 자잘한 거 있긴 한데 마카 아닌 거는 그냥 다 제낄게요 에스파 내가 안 썼나? 아, 여기는 여기는 좀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길이 없잖아 지금 근데 딱히 배울 스킬이 메디아라 슬슬 이제 정신력이 이제 필요 없네 데카자랑 메디아라는 제가 들까 해서 맞은편에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예전에 그 유고 구하러 왔던 거기죠 이제 여기고 여기도 이제 중간에 조사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clears throat>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입장하면 이제 128층이에요 그냥 오벨리스크 들어오면 예전하고 다르게 근데 이제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음. 일단 대사가 달라졌죠 다크카우스 엔딩이랑 일내 뜻에 어울린 자인가? 아, 근데, 근데 나는 그 이상하다 뉴트럴 엔딩 아닌가? 뭐 대답 잘못했나? 뭐 하여튼 어쨌든 저는 이게 그리고 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각 그 사방면에 저 마주보고 있는 저 분들이 다뭐 시지마 요스가 이제 그런 쪽 그거거든요 시지마 요스가 아, 하나 뭐더라 무섭이 근데 그 세력이 저희가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은 돼도 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 다 쳐져 있어요 다른 세구역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그런 속도활이나 그런 틀을 따라 가는데 하여 중요한 것은 이제 닫혀있다 사람들 이제 선택한 아하 이런 어랩 꼴린 거와 근데 좀 괜찮다 이거 뭐 그냥 잡히는 거 8에서 2박 3일은 연결에 약합니다 약간 자리만 하고 아 근데 맹망 듣은거 아니에요? 아아 이게 기술 배워주려고 지금 쓰는 쪽 아니면 특게안 하는데 빈결이랑 정격이 제일 쓸모있죠 어, 각국 제일 빈혈한다가 물리 반사인데 정격이 약한고 간 어? 지금 마왕 소르트가 빈결에 약간있고 어? 근데 조금 이제 짜증날 때가 요수 흐레스 벨브 걔 때만 이제 빈결이 저기 내성 있으니까 그때만 좀 짜증난데 뭐 그때 빼고는 거의 다 괜찮으니까 그래서 전격 전격이 제일 괜찮죠 전격 전격은 거스른 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까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야마 뭐 리리스 이런 애들 뭐 약간 좀 마법 정반내성 이런 거가 있었고 데미지감정이 있을지언정 어, 정성 내성밖에 없는 거 없지 않나? 어. 굳이 올린 거 있나? 75. 예, 얘네가 그리고 좋은 게 마왕들이 좀 애매해요 얘네가 아 근데 야호 이는 뭐모리겠어 딜은 쓸것 같긴 한데 맞는 건있잖아 들어간 데미지는 정말 보장할 만하죠 데미지는 잘 없긴 한데 그래서 이제 두 개문인데 왼쪽으로 가시고 이게 카푸치치 탑이 높은 건 맞긴 한데 솔직히 작전하고 필요할 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피부자리가 그 피부자리 천사인데 주사스킬 쓰는 진짜로 그 그냥 보스 잡을 작정으로 그냥 쭉 달려가시면 얼마 안 걸리죠? 아, 제 가운데가 들어가요. 그렇고좀 버릴 만한 스킬이 없는 것도 좀 그래요. 이건 스틱 쓰지 말까? 아, 이거 이거. 압박버리고. 세 군데가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길을 얘 세 번째가 없어야지 저기를 통과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는 방법은 일단 가운데 거 두 번째 거를 좀 올려주시고 아 여기는 에스토만 좀 써야겠는데 아 스트레스인데 아, 이건 한번 쓰자 어, 내일 좋긴 하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내려가셔 게임가 뭐 있나? 여기 이제 올리고 여기가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3은 올려둔 건 끝났어요 3을 올려주는 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면은 2를 올려둬야지 여기로 지나갈 수 있어요 2를 올려두셔야지 여기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계단 계속 그냥 저거 뭐지? 그냥 별거 안 그 오른쪽에 있던 그 계단 네? 다시 올라가서 하나씩 내리면 돼요 그럼 이제 뭐 이게 간단합니다 이제 알아봐야 돼아뭘 빼냐 좀 애매해지는데 이러면 정조권 마법은 두 개는 갖고 가지고 싶고 왜냐면 제가 그 저걸 할 게 아니니까 그 어, 지금 제가 어, 어쨌 관통을 배워서 지구의 마탄으로 놓아 잡을 거 아닐까? 마법 두 개 있으면 좀 편하니까 아, 잠시만요 내 네 개도 텐타라프가 이게 유통력이 늘긴 네 한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됐고 어, 일단은 다시 가시고 이렇게 빨리 아, 한번더 써야겠다 여기 돌아가셔서 근데 2부터 내리면 다시 그 못 내리니까는 다시 돌아와서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또 2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과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럼 이제 저기 직진으로 갈 수 있고 뭐 여기 내려가면은 이제 저기 170 몇 층이었나 하여튼 이제 179층이었나 주요한 건 아니고 저거 없나? 근데 뭐 딱히 뭐, 뭐 없어 나 가볼게 아, 아 저기 있네 저 옆이었는데 뭐, 온 김에 캐고 어? 생욱은 생욱 저거거든요 그 파티 전체 HPMP 가득 채워준 거 아닌가? 아 어, 생욱은 상처 아, 여기서 하나 없는구나 원래 좀 돌아다니면서 다 캐는 것도 의미가 있죠 지금 뭐 이런 거막 모으 생욱 잡아야 되는데 특수 마법을 주고 싶어 뭐 대가자가 필요하니까 뭐지 여기 이제 올라가면은 저건데 요 어. 상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이라 싸워야 되니까는 잠깐 뺄게요 아, 근데 단테도 나쁘진 않은데 내 아버지 이름 아직 없구나 잠깐 내가 시바비슈는 아, 역시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문 들어가면 이제 아리만 나우스하거든요 네, 회복도 중요하고 라코 카자도 써야 되는데 어쨌든 버프 전담은 메타트론 네, 돌리고 나머지 이제 기압이랑 이제 길 역할 음, 쪽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힐 스킬이 없으니까 메타트론 버프나 이제 뭐 천벌이나 그런 거인데 그래서 이제 메디아라는 이제 인수라는 배워준 상태예요 근데 뭐 비슈는 황천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때 그때마다 이제 1단계로 이제 싸우고 이제 1단계는 이제 좀 이제 금기가 좀 귀찮아서 물리 공격이 될것 같고 이때는 그냥 기압 두는 거예요 많이 지금 시원하게 아직 이거 금기를 안 바꿨잖아요 쓰면 안 돼요 이건 버프 쓰려면 버프 쓰고 마법기를 하려면 마법기 쓰고 뭐아 물론 양육이 이런 거로한번 이제 죽을 건살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럼 도박할 바는 없어 그 금기 바꿨냐 안 바꿨냐 이거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바꿀 거예요 아마 태국이라도 해좋아한다 친다 그러면 뭐 이제 이게 해독이라 해도 그는 있어요 도구로 회복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각자도 달라요 그냥 허브로 쳤어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적중도 안 돼요 적당 치고 이제 2단계로 바뀌어요 2단계 2단계로 바뀌면 조심해야 될 게 말세파를 쓰는데 말세파는 이제 그냥 HP가 1이 나오는 그런 스킬이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절대적 수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을 좀 계속 약간, 약간 높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 뭐 안 일반 물리 공격은 뭐 거의 의미가 없죠. 말대로사화의 촉수라든가.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애들을 이제 들어오고 있으면 그게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있는 것 같은데? 나고 파산을 파산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후반부 어떻게 기아타 겁나 지 이건 잡힌다 이거 갑자기 이거밖에 안 돼. 왜? 아니 어, 뭐, 뭐 있다 아관통 없어서 그런가? 아 기압이 안 들어간다 관통 관통 뜨니까좀 이제 지금 철회 타로 카자는 안 쓰고 백카자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라서 아니 네, 저주 받았어요 톰버요? 톰버는 일단 하마 이런 거 버리고 작살냈죠. 네. 이제 데친 김에 일단은 그냥 음, 구간별로 끊지 않고 혹시 탑 1은 이제 클리어가 된 거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저거 밟으면 이제 훅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때부터 이제 무습이고 노화가 해보는 게 재밌으니까 여기서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카일러스 살려고 사실 막 갖게 됐네 <clears throat> 악마 소환도 너무 많이 썼다 스파이더가 있기 때문에 마쿤바가 필요 없죠 네, 빼고 네, 네. 마카였나? 아,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아 이게 얘네가 그, 음. 저게 기 너무 싫은데 아 이제 마법은 전반이고 또 그렇다고 물리기를 하면 반격은 약간 좀 까다로워 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경직금이 이제 많고 초대했네 있습니다. 어. 그 용왕 누른거는 마법 전반이었고 이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리를 스킵 해보죠. 다수 스킵. 얘네 얘네랑 이제 이리스 장도 좀 편하니까. 노화과자아서 시간 꽤고릴것 같아. 지금 여기도 어, 좀스터 한번 쓸까? 너무 어려운데 일단 아, 스터 한번 돌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clears throat> 한 번은 제끼고 왼쪽으로 가서 여기도 이제 바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제 돌아서 가면 여기에 길이 있거든요 이거로 가서 내려주셔야 돼요 이래야지 가리고 있었던 이제 문이 여기가 이렇게 여기 통과하면 이제 벌써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아마 이제 여기 오면 이제 그냥 한번 더 쓰자 이제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 트로포스가 없네 어허 이러면 안되겠네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한번 가볼게아 그냥 위치를 저장하고 소환해볼까 어쨌든 저는 지구의 마탄이 지금 저게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는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관통 있는 상태 아니까 마법으로 잡아내요 그래갖고 이제 막학 하잖아 그런 게 이제 거의 절대적인데 어, 잠깐만 어, 여기인데 여기거든요 잠깐 그러면 막마 좀 바꿔갖고 돌아올게요 이제 피사차 좀 빼야겠는데 피사차 빼고 아토프스 히사지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우리 일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게끔 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소환이고 두명 뺄려면 뺄 수 있지 않나 자 보자 제천 대성이랑 전대성이랑 비싸죠? 아니 근데 이러면 카일러스로 못 사잖아 아 큰일났네 돈 계산을 좀 잘했으면 했는데 아 물론 카일러스 왜 저거 저 마카 이제 가져오면 이제 구매할 수 있긴 한데 그 위에 이제 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 10만 마카 정도 얼마더라 대충 내가 보내주고 기사자 보내주고 여기다 이제 여기서 저장하고 하셔도 돼요 실수한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드롭스 일단 쓰고 그럼 이제 마카카다 이거 이렇하면 이거 배우 야하는데 양울리 빼고 누도 써야 되는데 아트로포스 테라스, 랜덤화이저랑 화형고양 프로미너 선도 있으니까 그러고는 레드라이더 정도?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얼추 뭐, 된것 같은데 얘는 반격은 안 하니까 안 뛰어줘 아 저장 할 거였나? 아. 똑같은 느낌 안 들어 그러니까 아 여기로 다시 내려가 되지 그래서 노아꼭 좀 부담되면은 여기다 저장하는 것같아그 이제 제가 약간 좀 그 알려드린 뭐라 해야 되지 기압 관통 지구의 와탄으로 쉽게 잡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밤에 오로라 속성 바꾸도 딜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시면 마법 딜로 잡아야 돼요 그거 잡는 방법대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엘 역할을 아마 테라스 가면 되고 길이랑 랜덤아이저랑 어 그래도 프로미너스 하고 그 다음에 아트로포스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라이더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그 이제 마딜 조합이죠 네, 그러니까 마법 딜러로 잡는 건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오고 아 근데 좀 인수라가 막 가, 가장 없어 조금 아쉽긴 한데 나 아바타라서 랜덤화이즈 어떻게 생겼는그 다음에 빈결 마우스 쓸때 화염 딜하고 보스는 보스로 그걸 있나? 넘기고 네. 이제 랜덤화이즈 두 번에 바꿔하자 누가 아프다 뭐냐? 이객들이 거의 이렇게 나오면 캠식 고객들이 있잖아요. 좀더 뭐 점퍼도 없고. 아무래뭐 변신하겠죠. 근데 뭐 아, 네, 변신하고 말건 뭐, 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첫 턴에는 밤의 오로라 쓰고 화염 마법 쓰거든요. 까 이제 빙결로 때려야겠다 까지 그러고 빙결이 아닌 애들은 조금 이제 양보해야 돼 빙결로만 딜할 수 있으니까 조금 막고 가자 이런 거 같은데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귀엽고 왜냐면 이제 스킬 없으니까 지금 손을 지금 그냥 돼요 아 손이 다 있었네 화양 물었었는데 화양도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화양 스킬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됐고 아 이거 뭐 한타 없다 전진하면 전격 피파랑을 쓰면은 꼭 이게 수송하고 쓰면 약간 좀 헷갈려 질수 있는데 어... 빙결은 그러니까 저희가 치는 순서는 빙결, 사용, 충격, 전격 순으로 때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충격이잖아요 이렇게 어, 하면 충격 마법을 쓰니까요 한번 좀 잠깐 참고아 트로포스랑 레드라이트 김공민이랑 반달고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돼요 아 안되는데 아 요는 넘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밤에 울어왔으면 정격하면 마무리될까요? 정격은 칠수 있는 사람이 세명이 어, 이거는 생각 못했다 댓글다리 쓰는 게 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 노화까지 마무리됐고 이제 이후에는 어, 마지막 가고 그치 탑 3에 바알 아바타가 있긴 한데 어, 바알 아바타 전에 일단 카일러스 사서 마다카투스의 검 구해갖고 어, 반도구 사방신 싸우는 거 한번 좀 다뤄볼까요? 5월에 일단 좀 보여드리고 일단은 이제 크고끝치 1하고 2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음, 여기 이제 3에서는 바라봤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잠깐 이제 반도 사방신님 잡고 마라카도스 마가타마쿠 하는 것까지